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라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힘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금 길을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